띠띠 하려고? 띠띠 하려고? 뛰어 가져왔어? 엄마 쟤 혼자 저러고 논다? 우리가 다시 쳐다보는 거 같으니까 이제 가져온다 오지 오지 또 쳐다보는 거 알았지 가져와 가져와 아니 줘 줘. 키위새를 그렇게 What you tried to say to me. 뭐해? 아니 수영할 거야 거기서? 쿠키? 쿠키. 그 너가 다 먹어? 아빠 생일 축하. 브랜디도. done. 가져와 가져와 가져 가져와 공 가져와 저희 이건 또 싫어. 나 앉아. 잡고 있어라. 우리 두 갈래. 아, 두 갈래보다 이게 세잖아. 봐. 뭔지, 뭔지 알아. 나 하고 싶은 이거 아니야. <laughs>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? 누나 입, 입구를 아예 두 갈래로 갈라버려. <laughs> 이렇게. 어떻게? 여기 가게 가운데잖아. 아, 어. 오케이, 오케이. 얘는 발만 하면 돼. 배랑.